이거 멈춘 것까요 문제집이고요. 들어가시면 돼요. 들어가시면 하나하나씩 먹어야 돼요. 사랑여행 하세요. 만약 시댁이랑 어디 있는 예. 엄마 야마 팔 테니까 어아들어

문제 하나 남는 거 1인 내편 너무 맛있다 이 맛입니다 그래 그걸 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네. 근데 그게 어떤 거야 我在这边，你们忙不忙？ 哎呀！ どうぞ。 손으로 먹여. 그렇게 아, 먹지 마. 뒤에 뒤에 사람 들어온다. 움직이려. 넘겨. 잠깐만 왜 초록색 먹겠냐? 포즈 언제 어떻게 잡을 거야? 맞잖아, 십새끼야. 그 사육왕 법이 아는 걸 걸어왔게 요즘 대세는 석가이라고 알지?